어, 아미들 어,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, 여러분 모두의 꿈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멋진 그런 리더 그런 아티스트 웰몬스터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쁜 스케줄 덕분에 몸은 지쳐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아미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존재하는 이유인 암이 낯간지러운 말들 잘 못해서 표현하는 게 서툴어서 그런 거지 제 마음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아,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 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어,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아미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러 와주시고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제 가사처럼 세상이란 백제에 정말 크게 방탄을 새기고 싶네요. 아 <laughs> 정말 사랑하는 방탄 항상 사랑하고 아, 사랑합니다. 앞으로 나날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미 여러분 <clears throat> 언제나 저희 옆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와 저희 방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마냥 모든 상황이 신기하기만 하고 이렇게 팬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설 설레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네요.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서툴고 어벙대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아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습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어,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어,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.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이고 또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정말 사랑합니다, 아미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. 이제 저희로 인해 여러분들이 늘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을 뽑는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.